안녕하세요. 이번 올해 22살 최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3살 된 강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곶밥 같은 남자 이규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언어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어, 이번에 조이너스 코리아 14기 인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괜찮 어, 네. 어, 어 뭐야? 어. 어 네, 조이스 코리아는 어, 널리 세계를 이롭게 하는 21세기형 호익인간 정신을 아, 우리 사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 첫 출근했는데 이렇게 명찰도 받고 지문 등록도 하고 들어가서 너무 신기했고 저희 회사가 뷰가 엄청 좋아요. 저쪽에 한강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 앞으로 인턴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영어 이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평소의 별명인 큐큐라는 별명을 썼는데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다 저를 큐큐라고 부르니까 되게 정겹고 편안합니다. 어? 어디 갔지? 아, 너무 편해서 그런지 저 사원증 내는 것도 깜빡했네요. 어 이렇게 초고층 건물에서 일하게 된 게 처음인데 정말 설레고 긴장되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한국어서 활성화입니다. 아, 랩으로 홍보하면 되겠네. 아, 인스타나 해야겠다. 어? 이걸로 콘텐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행 가고 싶다. 랜선 여행? 한국어 교실을 요즘 대세인 음악인 힙합으로 가사를 써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랩을 써왔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아, 아니요? 저기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못 다니니까 랜선 여행 가면 어떨까요? 어, 다시 해오세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광고 비용을 현재 3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후고 수업 콘텐츠를 광고 비용을 늘리면 어떨까요? 저희 머리를 좀 맞대볼까요?